너무 더워 진짜 덥다 저희가 반팔을 입고 있는 이유입니다 응. 너무 원했던 만 원이라는 거 같아. 아, 이야! 이야! 는줄 알고서 안돼! 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? 가져갈 거야? 가져갈 거야? 가져갈 거야? 가져갈 거야? 어, 어, 어 뭐야? 어디, 어디, 어디, 뭐야? 뭐야? 뭐야? 야, 야, 야. 어, 아니 뭐야? 네. 아, 아, 아, 아 이렇게 무는데? 당그 저도 아프네. 애매하게 아플 거예요. 아 근데 아! 더워서 그렇 아, 너무 힘들어요. 그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이게 손을 많이. 여기 뭐 있어? 거기 뭐 있어? 뭐 있어 여기? 뭐 있어? 뭐 숨겨놨어? 어? 안녕. 안녕. 안녕. 요요요요 요요. 아볼까 라떼 오나 친해진 것 같아 nope. 아예 타고 올라가는구나 이게 즐기네 무료 일장 자 이거 너가 너가 찍어줘 찍어줘 카메라 속에 카메라 맛있어 어깨를